오늘 진짜 거기 그 생활사 그 갔는데 너무 가기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네덜란드 문화나 무, 에, 네덜란드 문화랑 한국 문화랑 어떤 전통 놀이, 어떤 전통 집은 뭐가 다른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할머니 집도 있었네.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방의 풍경이 한 1960년, 70년 정도에 오. 보통 그런 가정의 아. 안방 풍경이거든요. 오. 텔레비도 보시면은 집집마다 텔레비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 저 드라마 보고 어, 저기 테레 비에 올려져 있는 인형 저거 세 개는 못난이 삼형제 못난이 못난이 어글리 삼형제 어, 이거 처음 <laughs> 어, 봐요 너무 되게 귀여워요 인기가, 인기가 있었어요 어. 저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요 어, 항아리 같은 건데 아, 어, 동그랗게인데 뭐 보관하는데 아니면 뭐 김치 김치 어? 뭐큰 <laughs> 것도 보관하고 작은 것도 보관하고 액세서리 밤에 보관해요 밤에 밤에? 응. 음, 똥? 어떻게? 어맞았 아, 냄새 안 나요? 조금 요강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그냥 사실 뭐 보관할 수 있는 똥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똥 <laughs> 복원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뭐라고? 똥? 아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밤에 저기서 똥 사면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냄새 났잖아요 좀 생각이 안 돼요 <laughs> 뮤직박스. 어. 이런 뮤직박스가 있는 데는 청춘 남녀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였는데 여기 안에는 멋진 오빠가 앉아가지고 아, request 음악 연주 하거든요. 쪼랑 같은 어, 오빠요? 맞았어요. 어, 이렇게 오. 멋진 오빠. <laughs> 어. 어. 어, 어때요? 어, 멋져요. 생겼어요, <laughs> 해보세요. 어. 오, 예. 그럼 오늘 새로운 신청곡 뭐예요? 와, 오늘 멋있는 남자들 엄청 많네요. 여자들이 저 진짜 예뻐요. 신경객 꼭좀 부탁드립니다. 와, 종이들이 뭐지? 어, 한국 그릇이 다 뭐지? 어, 쓰레기인가? 와. 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뭐예요? 이 탄력이나 헌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만든 거예요 바닥에 둘 테니까 네. 쳐가지고 뒤로 넘겨보세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요? 네 어, 어, 바로 어, 바로 할게요? 예, 저 어? 어? 어 딱지를 일반적으로 치는 방법은 네. 이렇게 잡고 요 밑에 대고 이렇게 깊게. 어, 와. 그러면은 딱지가 뒤로 넘어져. 근데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이번에 내가 차례입니다. 하나, 둘, 야! 오, 힘이 세시네요. 와, 어, 안 넘어가네. 무섭다. 요, 다시. 그럼 제가 지금 이거 예. 잡아야 돼요? 아, 아, 안 되겠다. 아. 이게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멸한달 뭐 전에 오징어 게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도 딱지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와 신기한 게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종이로 이런 게임 하는 거 뭐 네덜란드에서 그런 게임 없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했던 게임이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사실은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직접 하다 보니까 Wow 진짜 어려워요 이제 이정재 왜 이게 렇 멋지쳤는지 이제 이해해요 이게 뭘까요? 어 신발 있죠? 어 신발이 신발인데 네 이게 바로 검정 고무신 오 wow. 신발이 새카맣죠? 오 예쁘네 어 신발 <laughs> 근데 다 고무이라서 너무 차갑고 딱딱하네요. 이거는 아주반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심심할 때 바로 친구들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아그신발을 가지고 던져서 이런 악스 안이라든가 아. 안구 원 안에만 넣으면 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꼬리네 꼬리 어. 하나 둘씩 어. 어. 약해 한 번 더. 아 너무 어렵다. 한 번 더. 한번 더. 자, 오, 잘하시네요. 좀 더 세게. 어우 어우 Oh my god. 어디 갔어요 신발 아, 어떻게 해야 우. 한국 문화 진짜 옛날부터 애기들이 뭐 엄청 고급스러운 장난감 뭐, 없었을 때도 그냥 엄청 즐겁게 재미있게 약간 장의적으로 많이 놀았나 봐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거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산 지 4년 됐는데 그런 거 아직 자세히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직접 저 배우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